네, love yourself는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라고 생각해요.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어,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. Love Yourself, 승, Her 앨범으로 최대한 많은 어,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. 어, 저는 앨범 작업을 하면서 사랑이 참 예쁘다라는 걸 느꼈어요. 가사를 쓸 때 사랑의 감정이 들어가면 참 예뻐지는 것 같거든요. 어, 이번 신곡을 듣는 분들이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어, 음악성과 진정성을 느끼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층 더 성장하고 단계로 올라갔다고 생각이 하는데 그런 방탄소년단을 어,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이 모든 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앨범이 되었으면 하고 앨범 제목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어, Love Yourself라는 큰 의미의 어떤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ove Yourself